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뭐지 이게? 잠깐만요 라면은 역시 김치 싸먹어야지 진짜 대박이다 음! 음! 미쳤다 미쳤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꼬리거든요? 꼬리까지 이 피자 그게 있어요 이따다키마스 통째로 들고 한 번 또 먹어봐야죠 장갑도 준비하고 통째로 한번 간장에 딱 찍어서 음. 대박 해놨거든요 소장에다가 싹 찍어서 너무 제일 기대돼 진짜 빼요 그럼 한쪽 뼈 끝에를 이렇게 잡고 한 입에 넣어서 빼면 돼요 와우 보이시나요 이 누룽지? 이거 이거?

미디움 레어 네, 둘다 브레이크 완성입니다 음 크기 보이세요?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와 근데 이 부분은 담백한 소세지 맛이 나고 밑에는 껍질이랑 있는 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훈제 고기인데도 우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음. 우와 핑크빛 고기가 안에 육의 속살입니다 와, 아, 쫄깃쫄깃 부들부들 뒷뼈 이런 데가 좋거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